오늘은 계란말이를 쏠쏠쏠 枕崎です。 물을 달궈 주세요. 얇은 알파리가 있기 때문에 뒤집개가 있으신 분들 뒤집개를 이용해주세요. 저희가 미리 자릅니다 방법이 없어요